둥글게 둥글게 나 둥글게 둥글왜 이렇게 웃겨 재롱 부리는 거야? 언니 앞에서? 어? 재롱 부리는 거야? Bye. 어지러워 그만해 <laughs> 왜 그래